fight. 뭐지? 아유. 에이. 와. 귀웠다 아이씨, 너 공부 뭐냐? 안 돼. 와, 밑. 못하겠다. 쟤도 못하냐. 어? 어, 씨! <laughs> 와.